아우 눈 펑펑 많이 온다 오늘 서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눈이 어마무지하게 내려오는군 와 판타스틱하구만 으쌰 아직 길바닥은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기온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적적 녹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물량전 때문에 슬슬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세상에 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